웹툰에서 서준이는 밝은 피부톤에 아이섀도우와 lip tint를 사용하더라고요. 입술은 체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컬러 lip balm을 사용했고요. 그 메이크업할 때 최대한 높은 싱크로율을 내기 위해 안녕하세요. 여신강림의 황인엽씨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알루 이수지 부원장입니다. 서준이 자체가 매력적인 외모와 모델 피 physical로 아이돌 데뷔 직전까지 갔던 캐릭터라 새봄고등학교의 아이돌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을 입고 마지막으로 귀걸이까지 했을 때 황인엽 배우의 샤프한 느낌을 더 잘 살려주면서 웹툰 속에서 보던 서준이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웹툰 서준이와 최대한 싱크로율이 비슷할 수 있도록 연출하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인엽씨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 중에 샤프한 느낌을 잘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웹툰에서 서준이는 밝은 피부톤에 아이섀도우와 lip tint를 사용하더라고요. semi-matte한 느낌의 뽀얀 피부 표현과 tone down된 은은한 브라운 컬러의 음영 shadow를 최대한 눈매 라인 가깝게 blending 해주어서 얇고 길어 보이는 눈매를 연출하였고 입술은 체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컬러 lip balm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으면서 skin, eye, lip 3박자가 잘 어우러졌을 때 서준이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민엽 씨가 평소에 배려를 정말 잘해주는 편인데 하루는 인엽 씨가 촬영으로 잠을 거의 잘 못 잔 상태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게 됐어요. 평상시처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헤어 메이크업을 마쳤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언제 오셨냐고 벌써 끝났냐고 하더라고요. 대화할 때 인엽 씨가 잠결에 거의 애기들 옹알이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었는데 뭔가 피곤한 와중에 최대한 저희 작업하는데 집중해 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여신강님 한서준 역할을 맡은 황인엽 씨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세요. 여성동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